얘기하지 마요. 무슨 그 음의 <laughs> 뉘앙스가 해달나는 <laughs> 뉘앙스인데? 예, 예? 응, 얘도 여섯 예? 이거 여섯 개지? 예.